그거 아니야? 돼지고기 너, 파... 너, 너. <laughs> 돼지고기 파는 거 아니야? 제 기억으로는 가끔 봤어요 SNS에서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에서 맞아, 맞아. 메시지 보내주시는 폴란드에 있는데 임팩트를 응원하고 있다 빨리 폴란드에 와라 이렇게 그 mention을 보내주시는 팬분들 많이 봤어요 기대돼요 폴란드라는 나라에 또 처음이고 그치 또 폴란드에서 공연하는 건 또 처음 처음이 그러니까 반 설렘 반 걱정 이제 밥 먹고 우리가 좀 폴란드의 좀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걸어보려고 내일이 공연이 있다 보니까 또 공연이 저녁 공연이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요 아, 나밥 먹으러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좀 밥 먹고 나서 폴란드의 어떤 그런 어, 폴란드를 좀 즐기고 싶어요 그, 그, 그, 일단 냄새는 나쁘지 않거든? 음, 너무 찌뿌둥해요 아, 운동을 계속했더니 몸이 힘들어요 공연하고 이동하고 저기 뭐야? 저기 아니 버스 정류장? 그래서 내일 30-5번 타고 가면은 합정역에 내려 그거 기억이 안 나는 내일 합정 갈 거야 나는 광흥창역으로 가려고 광흥창역 내 같이 타면 돼 어, 그래. 네. 나 중간에 내리면 돼 어, 그래. 같은 정말 안 되겠어 김치 먹으러 가야겠어 들어가 볼까요? Let's go. 지안이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해서 쉬고 있어요. 발끝 네, 네, 네. 어우 만두가 유명하대 여기 이 만두가 유명하대 만두 덜어줄게요 뭐 원하시는 분? 빵 만두가 이렇게 다 들어가도 돼 여기 아 그래요? 이거 어때? 괜히 덜었네 하몽이야? I want to support teachers because without them, how will we learn things? 아, 목, 목부터 풀어줘, 목부터. 많이. 바에서 했어. <clears throat> 폴란드도 무사히 그 너무 성공적인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오, 뭐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도 오셨고 그리고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폴란드도 너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안 돼! 그렇습니다. 야! 오너 어, 자신 있어? <laughs> 오! 오. 자, put your hands in the air. Put your hands. Put your hands in the air. Poland. Put your hands. I like Poland. Had a feeling again. 5주 3. 물떡시 보소 이대로 이거 딱 하고 킥보드 타러 다니면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지 빵! 난리 났던데 씨 해야지 어 해야지 이거 그 안에 어, 팩 해야지. 어, 팩, 팩 이제 팩 붙여주세요. <laughs> Ida Club. Ida Club, please. Ida Club. 저희가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테네 호텔에 왔는데 캐나다 간다. 들어오자마자 그 조각상들이 많이 그 그리스의 분위기가 나는데 내일 또 열심히 공연을 저희가 유럽소의 마지막 대장정의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에서 보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우와. 진짜. 정말 이곳을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봐야 되는데 와 정말 말도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쭉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진짜 정말 만약에 여기 안왔으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그쵸? 안재우스 아, 아 진짜 가자 정말 집에 가기 싫네요 안 돼요 <laughs> 나 여기서 할래 와꼭 와보세요 와 말도 안돼 아 웅재 방송 나와 이제 갔다 한 번에 갔다 한 번에 웅재 지금 생얼이라서 나가 저생얼인 차라리 제가 나갈게요 제 얼굴 내버리세요 제는 멋있는 모습이 안돼 안돼 어, 네. 야 마이크 좀 줄까? 얼굴에 지금 팩 감으시고 임팩!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임팩트의 유럽 투어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투어로 공연 다니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네, 멤버들 그렇죠. 어땠어요? 어, 네,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음악이 이렇게 유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거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음악하는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너무 많은 팬분들이 응원도 해주셨고 너무 같이 저희와 함께 호흡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이었습니다 안녕 자 하나 둘셋 넷! 네, 이만! 네, 네. 네 저희가 여기 이렇게 모 위! 이유는 두바이를 이제 투어를 마치고 와서 네. 제가 만족했던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정산을 해야 되고 네. 또 소감을 또 한마디씩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 네, 네. 멤버들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정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유럽을 가고 두바이를 갔었는데 정말 해외에 계시는 이프들이 너무 또 저희 노래를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같이 따라해 주시고 같이 즐겨 주셔가지고 네. 저희는 또 너무 뿌듯했고 또 너무 행복한 그런 어, 공연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 에너지를 받은 게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고 음. 제가 정말 어, 약속드린 것처럼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또 빨리 해외에 계신 이프들도 찾아뵙고 음. 또 한국에서도 또 찾아뵙고 좋 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정말 음. 기운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뭔가 우리가 많이 또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쁘다에 좀 많이 또가 좀 되어드리고 싶네요. 아 진짜요? 그렇죠? 음. 어, 네. 네. 음. 네, 보이는데 말고도 안 음. 보이는 데서 음. 잘 이렇게 챙겨주고 음. 싶어요 저는 네. 어, 박지현이라고 박신라입니다. 그 누구도 유럽 일정에서 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박지엽이 확실합니다 맞죠? 제 만족도는 웅재 웅재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어, 쇼파에서 <laughs> 누워있는데 자기 그 청자켓을 덮어주더라고요 제 마니또는 전, 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이상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씨가 저한테 너무 유독 친절하시더라고요. 이상 씨. 아, 태호 형한테 태호 형이 그렇게 몰래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은 게 있어요, 유럽에서. 태호 형? 아! 내가 내 마니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내 마니또를 말하는구나? 생각을 잘못했네. 내 말이 또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그게 의미가 없지 그래 나한테 잘해준 애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잘해준 멤버 이지안 아닌데 너무 대놓고 나리 많이 도다 이러고 그런 식으로 막 했었는데 저는 이지안으로 할게요 지가 많이 또인 척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진짜 자기가 많이 또라 그렇게 한 거 같거든요 왜냐면 걔는 돌려서 할 줄 모르는 친구라 걔는 진짜 많이 도 많이 도전하거든 이시안으로 이시안으로 갈게 제가 제가 사전에 저만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몰카죠 몰카긴 한데 1등이 이제 이 여기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혜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혜택이 뭐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개인 V앱 1시간 이용권 플러스 behind 영상 이름 자막의 수식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KV의 1시간 이용권 자, 세 번째 갈게요 개인의 1시간 이용권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개인의 1시간 개인의 1시간 이용권 이게 뭘 뽑든 개인별 1시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1등한 친구가 뭐 팬분들과 1시간 동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해서 이렇게 이제 어,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친구 1등인 친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물론 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팩트는 이 질문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어, 개인 구입 1시간 이용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멤버들은 몰라요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누가 뽑아갈지 어떤 분이 1시간 구입을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 제어였습니다 개씨한테 줘야 돼요. 어? 아니 근데 너가 예상하는 네. 마이톤이 어, 아니었어? 난, 아니 나는 웅재. 아 웅재? 어. 너는 왜 아무한테나 다 잘해주냐? 나 원래 친절한 남자. 네, 그러지 마. 평소에 다- 다음 같이 나. 아. 오 어, 진짜? <laughs> 내가 니 많이 또 했어. <laughs> 잘해줄게 엄청 잘했어. 그쵸? 네. 힘들었겠다. 몇 개 했나요? 쟤는 해줘도 몰라. <laughs> 한개 한개 하는 그래야 내가 아까 이득 했던 게 맞아 아, 얘 맞구나 오케이. 야 잘하면 내가 1등 하겠다 네. 그 다음 음. 진짜? 태호 음. 몇개 했어요? 두개 그래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음. 그게 크지가 않아서 너는 맞췄어 그럼? 아니 근데 이게 그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인이 네. 들어가는 영상이 그게 개수야 아. 이상씨! <laughs> 이상! 야! 몇번 했어요? 형이었어? 형내 많이 들었어? 너무 신기한데? 몇 번인가요? 다섯 번 압도적인 와, 내 많이 또 했어? 야, 오. 거의 사귀어야 돼. 많이 또는 은지씨 아, 서로 아, 서로구저몇 개 했어요? 두 개. 저 두 세 개한것 같은데. 오, 예. 아니, 형 나안 뽑았어? 어. <laughs> 너 나 뽑았어? 어. <laughs> 어, 그러면은 저 우리 두 개, 두 개돼요 그래서 공동 1등입니다. 와! 예. 신요이게 뽑아주세요. 막 꽝 이런 이거 있는 거 아니죠? 그냥 꽝인 거 아니에요. 자, 자 문제 다, 같이 예, 자 개인별 뭐야? 시간 이용권 네, 똑같이 뽑았을까 이게 사실상 이게 1등에게는 뭔가 이제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이제 네. V앱을 통해서 그러네 네. 자 정리를 해봅시다 1등한테와 문제에게는 V앱 1시간 이용권과 비하인드 영상 이름 자막에주식어 제공인데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예. 임팩트였습니다. 안녕. 나 공동 1등이야? 그렇대. 아 그럼 너가 너 안 된 거야? 그렇지. 기억 안 너? 그냥 뭐 봉사한 거지. 봉사했지 열심히. 유럽 경치를 구경하느라 응. 많이 또그 본분을 잊었어요. 경치 잘 안 구경하시던데요? 얼마나 구경 잘했는데요?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 힘들긴 했지만 한 개나 한 개나 <laughs> 이 친구 그냥 한번 안 했잖아. 한개 있는데 걸려